어 자세 좋아 딱 그 정도 오케이 냈지 조금 속도 좀 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 속도 조금 더 빨라도 되겠다 요번에 네가 여겠지 왜 걸리는지 이거 보면 알 거야 쇼를 해라 쇼를 <laughs> 다 내놨어 오케이